심심해 저기 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쿠키커플 경식입니다 오늘의 몰카 구리코 계속 무시하기 저하고 쿠리코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얘기를 해요 한 9시쯤 되면 둘 다 목이 막 쉬있어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 전화하면 둘이 같이 살면서 왜 이렇게 목이 쉬었냐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할 말도 없고 뭐 사실 그렇게 대화를 좋아하는 쿠리코리 신나게 만든 뒤 계속 무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영상의 댓글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막 뭐 담배나 피러 가야겠다 담배 피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담배 보면 해롭습니다 담배 피지 마시고 저희 영상 보고 사랑을 피우세요 출발 출발 그흐 기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기차는 무서워 그러니까. <laughs> 원숭이라고 이야기 그러니까 기 간지러워 <laughs> 원 귀여운쿵쿵타원은스윗犬も歩けば棒に当たる犬の、うん、犬も、うん、歩いたら棒に当たる台湾の町区では例えばしてねうん使い方は、うん、犬も歩けば棒に当たるってよく言うけどこういうことだねみたいなえジャッキー私今めっちゃ私今めっちゃ説明するじゃん ああ犬を歩けば棒に当たるってこのことだねみたいなチャギチャギえなんで急に何します、うん、チャギちゃんじゃあじゃあ答えあんだ答えなんかハプニングアクシデントがあるから著手名そんな意味がありますじゃあチャギちゃんチャギ これ今日買いましたもんちょっと触りますよねうん気持ちいいチえ死んでるチャギちゃんおえおえおえおえもう急につまらないんだった急につまらないち今何何何もいない怖いそんな鬼神何もいないよチャギ何ごめんなさいよ 上上上ちんどうしたのな何かあったの問題がありましたそこ <laughs> そこ絶対かゆくないそこ絶対かゆくないほらな何が何が原因や一旦見やねえよチェリーセサミラチョギ 팬이 그걸 켰지 않네? 하! 여기 간다? 간다 저기 저기 하! 뭐ごめんなさいいたかった意味そうじね 심심해 저기 있 마사지 할까? 아, 알겠어 아니 아이고 아이고 시원하다 라고 아이고 시원하다 저기 참기 저기 커피 먹을래?

짱이 먹어보고 싶어요? 단무지가 두 개 있죠 네? 짱이 단무지는 과일 그거네? 있어요? 응? 어? 目目よどうしたのえ、情緒がやばいあちしよこれから聞かないのかってさねえ飲むうざいなんか聞いてるのかななんかロボットの真似とかしてるのかと思って <laughs> 確かに君が彼といた3年 아니 도저히 어, <laughs>